그래서 그냥 요소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똑같이 하고 behind stop에서 half spin을 넣어볼게요. skip drop, through. 돌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소들을 이렇게 조합할 때마다 동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시합에 나는 오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 음. 그 오늘 유소년 skill training이라고 돼 있는데 그 skill training보다는 저희 퀀텀의 교육법 그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기술을 세분화하게 다 나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농구를 볼 때 어떤 선수가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로 해서 골 넣었어요. 근데 그 동작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하고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아 여기서 lift가 나오고 여기서 drops로 해가지고 speed stop에서 이렇게 넣구나. 이딱 생각만 하고 나와서 그 외운 대로만 그대로 해도 그 동작이 따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catch력이 그 생긴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오른 오른손 드립을 칠 때 안쪽에 있는 말이 inside foot이에요. 같은 공 쪽에 있는 바깥쪽 바깥쪽 팔, 그 발이 아웃사이드 풋이고 인핏 인풋, 아웃풋. 일단은 Shammgod 할 줄 아시죠? Shammgod 할 줄 알아요? 여기서 아주 자 Shamm Shammgod 같은 것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 헷갈려요. 박자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냥 모르는 친구 초등학생이 뭐 처음 하는 친구 왔어요. 자 outside inside foot 나가고 outside foot하고 드리블하고 같이 때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inside outside 때린 공을 대각선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one, two, three. 그러니까 용어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 아니, 왜안 돼? 스텝을 떼봐. 따라 해봐. 왜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용어로 inside하고 outside랑 공하고 같이 때려.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져와. 하면 끝인 거예요. dig step은 순간적으로 발을 땅에 심어서 순간적으로 짧게 때리면서 추진력을 얻는 스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legs를 누면서 많이 나오죠 legs를 누는 순간 누는 순간 이 뒷발로 그 자리에 심으면서 그 차는 거예요 차는 오른발 보시면 이 차는 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약간 디테일하거든요 이 dig step이 안 나온 거예요 뒷발이 하나 제 왼발만 봐보세요 둘 이 차는 발 자 두 번째로 drag step. Drag step은 이런 동작 많이 보셨죠? 요즘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게 이제 drag step인데, inside foot을 축으로 심고, 심고, outside foot으로 강하게 멈추는 스텝. 자, 이 스텝 자체를 drag step이라고 해요. 드리블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드리블이 punch가 들어가든, 들든, pocket으로 들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스텝 자체를 drag step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float step. Float step은 이게 띄우는 스텝인데요. 발을 띄움으로써 상대방한테 위협을 주는 스텝이에요. 혼란을 주고 내가 뭐 할지 타이밍을 뺏고 오른발에 드립을 땅 치고 왼발을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발을 들면서 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지? 어떤 타임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놓고 만약에 drop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drop 아세요? Drop? Drop. 그렇죠? 발을 들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렉스로 들어간다면 발을 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발을 들면서 그냥 내려와도 이 그냥 발을 드는 동작 자체가 그냥 float step이에요. 아까 dig는 짧게 차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발이었잖아요. 그죠? 추진력. 자, heavy step은 이 스피드를 줄이는 스텝이에요. 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skip 있잖아요. 한 발로 멈칫하는 스텝. 이 스텝하고 같이 동반이 많이 되거든요. 치고 가다가 다시 이 멈추는 거예요. 빨리 치고 가다가 멈추는. 이게 heavy step이에요. 무겁게 멈추는 스텝. 지금 가다가 skip으로 heavy하게 멈추고 땅 하고 drop을 만들면 돼요. 항상 나갈 때는 drop. 땅, drop. 그렇죠. Nice. 네. 이게 heavy step입니다. 자, inverted drag. 그러니까 앞에 inverted가 붙으면은 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drag step이 뭐였죠? Drag step? 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멈추는 거. 아니. 그렇죠. 이 발이 반대가 나오면 돼요. 공의 반대. 그렇죠. 인사이드 푸시 나오면 drag step이에요.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load foot은 중심이 내 몸의 중심이 실린 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발이 load foot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 발이 빨리 load foot이고 이 load foot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야 너 지금 load foot이 어디 있어? load foot을 뒤에 놔 이런 동작이 중요한 그 가능한 거예요. load step은 load foot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스텝이에요. push cross라고 그 push cross라는 동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drop을 잡잖아요. 로드 푸시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을 바꾸면 이게 load step이에요. drop에 아까 inverted는 반대라고 했잖아요. 드, inverted drop은 뭘까요? inverted drop. 발이 반대로 나와야지. 네. 인버티드 드랍은 로드 푸시 뒤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push cross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양쪽으로 밑에 reset step은 load foot을 끌고 오는 발이에요 다시 들어오는 발 스텝이는 뒤에 있는 발을 뒤에 있는 발이 들어오는 발이고 아, 앞으로 들어오는 발이고 그 reset step은 앞에 있는 발을 끌고 들어오는 발이에요 reset touch step reset touch step은 float dribble이라고 그 공을 이렇게 띄우는 동작 약간 term을 만든다고 하죠 그 term을 만드는 드리블이 이제 float dribble인데 발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 float dribble하고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좀 약간 끌고 들어오고 나가고 약간 이 term을 만드는 reset을 하면서 term을 만드는 동작이 reset touch step인데 reset touch step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공을 오른발에 땅 때리고 같이 끌고 들어오면서 term을 만드는 거예요. term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펙트에 들어가는 거죠. 최대한 끌고 있다가 slide step은 말 그대로 그 사이 스텝. 사이 스텝. 뭐 들어갔다 나올 때말 나오죠. 나올 때 사이 스텝. 스텝백 있잖아요. 제임스 하든이나 slide step step back 하면은 슛. 슛. slide step이에요, 다. 먼저 서 이발로 밀면 이쪽이고 이발로 밀면 이쪽이고 상황에 따라서 양쪽 다 수비가 어느 쪽에서 맞고 있냐에 따라서 toe replacement는 뒤쪽으로 오면서 다시 발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어떤 멈춤 기술과 같이 동반되거든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슛을 돌 수도 있는 거고 behind stop을 하면서 toe replacement 한 번만 해주세요 뒤로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그걸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발을 더 다다다다다다 때려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데 상대방이 떨어져 있으면은 슛으로 가면 되고 붙으면은 drop으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토스라이스는 마찬가지로 옆으로 drop 슛. 이 발이 빠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요소들을 좀 이렇게 조합시켜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발로 디너스 스킵이라고 있잖아요. 그 띄우는 게 lift거든요. lift를 띄워서 drop을 만들게요. 자, 이게 skip lift예요. skip lift. 자, 그리고 드랍 스루라는 동작이 있어요. 드랍 스루. 드랍 스루는 드랍했을 때 앞발이 붙잖아요. 이 앞발이 절대 떼지면 안 돼요. 앞발은 붙여놓고 뒷발만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이 동작 자체를 drop through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스루루 핸드 익스체인지 한번 더 할게요. foot, reset, 그리고 push cross, 그리고 behind stop. 해서 아까 slide step으로 step back까지만 해볼게요. 자 처음에 천천히 skip, drop, through exchange, foot, reset, push cross, behind stop, step back까지. 그냥 요소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똑같이 하고 behind stop에서 half spin을 넣어볼게요. skip drop, through. 돌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소들을 이렇게 조합할 때마다 동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시합에 나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차,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용어 자체를 알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퀀텀은 이런 요소들을 나누고 그 요소들 반복 훈련하고 그리고 용어들 굉장히 중요시게 하고 공부시키고 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